哇！ 아, 오! 좋아 좋아 쭉그래 <laughs> 혹시 둘이 마주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? 몸을 <laughs> 조금만 왼쪽으로 오 좋아 좋아 그렇게